조민 씨 이번에 만나볼 컴백팀은 지진처럼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팀이죠. 네 맞아요.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. 바로 만나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. 둘셋 박. 안녕하세요 네 기다려 주신 팬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아미. 오래 기다려 주셔서 정말 고맙고 정말 사랑합니다. 열심히 해요. 네,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 분들 오늘 뮤직뱅크에서 컴백하는 소감이 어떠세요? 아 컴백하니까 아미도 보고 아, 좋은 무대도 하고 아 누이 보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아, 아 님도 보고 뽕 땄다고. Nice! 네, 이번 앨범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신곡 소개 부탁드립니다. 이 노래를 듣는 모든 분들과 저의 d n a 연결돼 있다 뭐 이런 노래죠. DNA. Yeah. 네, 그리고 오늘 뮤직뱅크에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. 그렇습니다. 타이틀곡 DNA는 물론이고요. 돌직구가 살아남은 고민보다 곡까지 만나보실 수 있어요. 와, 진짜 역대급 무대가 기다려지는데요. 저 진짜 무대 보면 울 수도 있어요. 아, <laughs> 그럼 방탄소년단 분들의 무대 언제 볼 수 있죠? 네, 어,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방탄소년단의 무대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. 그 전에 방탄소년단과 함께 컴백한 상큼발랄한 그룹이죠. 네, 에이프릴의 무대 먼저 보시죠. 뮤직 큐!